좀 나와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, 열넷, 열다섯, 원더풀 캣떡. 뒤에 또 뭐야? 아주 환상의 콤비네 환상의 콤비야 저 똥이랑 저 뒤에서 미인다 엄마 이거 야그 앞에 너 그 동생 있어? 안 밀려 되게 뽀뽀이가 터진 소리가 나. 이건 나무 아니냐고